지금 보시다시피 가정스미성 영상 무엇인지 물어봤고 그, 그 이유도 적어달라고 했는데 해리포터 시즌즈 읽게 하고 여, 이게 없네요. 이유가 없고 그러면 이미 자탈이고요. 밑에서 보면 뭐 세 가지 이상이라는데 라린이래요 끝. 네, 그럼 거들면 되고 두 군데 이상한 거그 URL 그러니까 수술 넣어달라는 거 이제 내놔 끝났어요. 이분이 귀여운 에리님인데 자동 탈락이므로 이번 이벤트는 끝. 안녕.